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이스크림이랑 베레로 로시 로시 초콜릿 알리온카 알리온카를 준비하고 마실 거는 허쉬 우유랑 누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하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페레르 로슈는 저한테는 하얀색이 더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